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 사랑에 틀렸어 진짜 위협적이지가 네. 않은데요? 아니 그냥 잠 못 자서 충혈된 것 같은데 오빠 걸려 그쪽으로 걸려 왼쪽으로 걸려 맞아. 어어나 여기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넷플릭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남원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최남라 역을 맡은 조희연입니다 이수영 역을 맡은 로몬이라고 합니다. 윤기남 연기한 유인수입니다. 나연 역할을 맡은 이윤이라고 합니다. 네. 할 것은 공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비 모의고사입니다. 대표로 우리 민찬형님, 용호님, 가위바위보 팀 선정!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는 그래도 함께한 온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음, 약간 그러면 두 분 남은 거죠? 뭘두 뭐, 분 남아, 세분 남았는데.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오, 딱 이렇게 됐다. 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네. 오케이. 빨빨빨. 아,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비행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명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건 너무 잠깐 만 뒤에 열무새나 있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 그치 그치 응 내가 어. 확실해요? 어, 어 확실해 아 이거 알아 뭐였지? 아, 아. 그다음 뭐였지? 야, 그, 야, 야 하나씩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뭔데? 어, 떻게알 아, 아 근데 나, 나 이거 나 근데 이거 좀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주황색이었던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왜? 노초 노초였어 내가 이거 외웠었어 야 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설마 이거 여기도 있는데 도초? 근데 이게 아래부터야 아래 근데 아, 위에서 그럼 그니까 상관 아니 아래부터 지는 날 믿어요 나나 고딩이었잖아 몰라 커피 커피 커피 그치 그치 그치 나 이거 안 아, 나, 나, 봤 봤어, 봤어, 봤어. 플렉스 한 야, 얘 어떻게 됐어? 피토야, 얘 피토. 얘 그 우리 중학교니까 그거랑 좀상반되 이거 넌센스. 어, 어 넌센스 내가 해줄게. 여기서 오빠 생각하고 좀비 그리자. 넌센스? 떨어진 이유. 뒷장도 있다는 거 잠깐만. 아니 아니. 야, 아. 너가 이거 해. 아. 내가 네, 이거 너 그려. 내가 이거 밑에 거 할게. 너가 이거 해. 이유를 한 점. 좀비 그리자. 생각한 좀비. 오빠 그려 내가 생각하는 좀비 너 그림 잘 그려? 깜짝아 오 어, 깜짝이야 오 <laughs> 어, 깜짝이야 어, 왜리 공연한 줄 알았어 인정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왜 왜 그러냐 바이러스 아, 넌센스잖아 아 넌센스 넌센스잖아 지금 <laughs> 체험 아닐까? 우리 1교시가 선화어 선, 서났어 뭐라니까 1번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야 잠깐만 이거 너 잠깐만 이 넌센스만 생각해봐 빨리 좀좀좀 비어서 아니 어? 그런 거 비슷한 거좋잖아 맞아 맞아 그러 어떡해 야 천재야 천재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안 했잖아. 아니, 그거 진짜 꺼져 시대 있었어. 찍자, 찍자. 저게 수학이긴 해. 얘 있었어, 있었어. 난 체육 같아. 이거 같아. 있었어, 있었어. 야, 뭐야. 음. 저희는 지금 다푼것 같은데? 완전 쉬웠죠? 만점인 것 같아요 저희. 올백인 것 같은데 네, 그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서로 상대 거 채점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좋다 자신감 있으신가 봐요 못 믿을 사람어팀 이름 뭐야 팀 이름? 우리, 우리 거, 범유다 삼각, 삼각관계 저희 <laughs> 사랑해요 1번 문제 다음 중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를 찾으십시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4번이었는데? 예? 왜? 틀렸지롱 틀렸지롱 서로 상대 거 채점해 주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는 SNS에서 좀비 사태에 관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라이브 방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귤 까는 소리. 정답.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네. 5번. 5번 잘한. 음. 적었는데 우리 아, 아, 답 아직 말씀해 주지 마세요 몇 번을 한 번, 3번이요 3번 3번, 3번. 아 진짜 누가 봐도 3번이잖아 야, 어떻 문제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 어그니까요 진짜 맞아. 이 순서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둘 다 맞췄어, 우리. 그니까. 단추색이 다른 줄도 몰랐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 맞아줬어요? 여긴 한 개 틀렸습니다. 네, 틀리셨습니다. 한 개 틀린 게 인간적이지. 네, 5번 문제. 다음 중 좀비 탈출을 위해 사용한 도구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5번, 8번, 9번입니다. 뭐야? 우리 뭐라 했어? 5번, 8번만 했어. 아, 맞다. 호수고등학교의 교훈은? 도망가 보고 있다. 교훈은 급훈 아니야? 화승을 지켜보고 다 그, 그뿐인데? 아. 그 학교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그뿐이야 그뿐 맞아 8번 음. 문제 좀비가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넌센스 여기는 머리가 좀 비어서 여기는 지능이 좀 비어서 정답은 머리가 종지여서 어? nice! 우리가 맞는 아니 근데 이게 정상 참작으로 이게, 이게 사실상 사랑에 틀렸어 5분 <laughs> 점수 있어요 네. 예, 9번은 예, 예. 작품에 나오나요? 막 뒤에 시간표가 걸리고 이런 건 아니죠? 내 생각에 그거야 현주가 쓰러졌을 때 거기 앞에 있었던 어... 시간표 현주 아니야? 현주야 현주야 현주야 아, 현주야 사랑해 한 번씩 외치자 하나 둘 셋 사랑해 <laughs> 근데 누가 맞췄어요 이거? 우리는 찍신이 왔어 하나 둘왜 웃으시죠? 저거 누가 그랬냐 저거? 본인이 그린 그림을 한번 설명 이 가능해야 돼 좀비 하면은 어눌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걸 표현을 했고요 버섯이 아니에요? 아닌데요? 쿠키 같은데요? 아닌데요? 너무 음, 귀여운데? 야 귀여운 좀비를 그리긴 했어요 딱 봐도 좀비예요 눈이 네. 빨갛고 사람을 먹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잠 못 자서 충혈된 것 같은데? 오빠! 누가 오빠. 봐도 케찹인데 제... 뷰티가 정답으로 인정해서 아. 3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13점. 총 11점. 11점. 1교시 필기교사는 13점을 획득하신 하나의 1교입니다. 나도 나도 저요. <laughs> 저는 항상 좀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어떻게 맞서 싸울지. 네? 어 누나도? 응. 자기 전에 생각하지 않아? 응.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을. 아니야? 나만 그래? 어, 좀비 죽이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어 맞아. 하나 둘셋 찝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너무 제일 많다 <laughs>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게임하면서 계속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수혁이다 <laughs> 리더십이 좋거든요 네. 네, 그저희 현장에서 이제 직접 좀비 연기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해봤잖아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한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기 이전에 그냥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교복만 입고 있으면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의 팀부터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범유나 삼각관계 안대를 써주세요 아... 근데 이거 보일, 뭐 보여? 안, 안 보여. 뭐야? 아니, 나, 나요. 어, 안 보이네? 어, 진짜 안 보이는데? 뭐야? 준비 시작! 아니 소리에 집중해야지 좀 소리에. 넓혀 넓혀 넓혀 넓혀 넓혀 넓혀 약간 뒤에 있는 거 같아요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어? 어, 누가? 얘 누가? 누구야? <laughs> 어딨는데? 뒤에 아, 뒤에 저, 있는데? 저쪽이다 어 여기 누구 있는데? 저, 저, 잡 잡아 잡아 잡아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네, 어디 있는데? 잡았어? 잡았어? 아, 여기 따뜻한 게 느껴져. 아, 이... <laughs>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이거 누구야? 누구야? 나야 아, 네, 나. 미안 미안 미안. 이거 달다. 어. 이거 달다. 어디야? 오심 조심 조심 원호님 아웃 아 이쪽 자 전략을 잘 짜주세요 네. 손잡자 아니 그냥 얘, 아, 얘 어. 어, 다시 손 지금 멈춰있잖아 그래 이 아니야 여여여여 지금 끝이야 벌려 그쪽으로 벌려 왼쪽으로 벌려 그래? 나 지금 어디가 나 어디... 하죠 어딨어? 나 여기 나 여기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어디였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야 유민이 마음 누구 누구? 너 어떻게 잡았어? 얘들아 내가 지금 펜스에 붙어있으니까 오른손이 어 돌아 그쪽 돌아 이제 왼쪽으로 펼쳐 돌아, 쭉 돌아 왼쪽으로 펼쳐 돌아 쭉 돌아 쭉나 너무 시끄러워요 가가 가가 일로 일로 가? 가? 어 앞으로 가 들려 어, 바로 소 들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잡아 제작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이 언님만 남아있고 20초 남았습니다 20초? 20초? 10초? 싫어 그래 범유다 아. 삼각관계 네. 요!